오늘 밤 하늘은 보랏빛 얼음이 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예쁜 색 저기 저 구름에 가볍게 올라타서 너에게로 가고 싶어 In the purple light 어젯밤 하늘 보다 선명 purple now.